안녕하세요 한국 천민 한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어, 훈제 닭다리 두개와 그리고 쌀 그리고 파김치입니다 일단 닭다리 크기가 얼마나 하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만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윤기가 좌르르 이렇게 먹진 않을 거고요 음. 음. 삶지 말자.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거도 만만치 않게 커요 지금 아까 그거보다는 약간 작은데 와 근데 이거 껍데기가 진짜 맛있어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다리 두 개가 은근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밥은 어, 챙겨놨다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.